네, 아라TV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인사 정식으로 한 번 더 드릴까요? 네. 네. 누가 응응 이렇게 했는데. 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 아니 지금까지 트, 아니 지금까지 끝내라. 네 끝내라. 끝내버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누 당황했구나.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얼 네, 위얼 안녕하세요 위얼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아라TV에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알았나요? 완전 알았지. 아 이번 타이틀곡 모아님도 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작정하고 이렇게 아라TV에 온 만큼 어, 정말 미친 듯이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자, 그럼 본격적인 코너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아라TV 팬사를 부탁해. 부탁해. 팬사. 팬사. 착해요. 어, 감사합니다. 어, 뭐, 어, 뭐, 야, 나는 왜 이거 주고 다 이쁜 거죠? 형, 형도 꽃이에요, 형도. 아, 같은 꽃. 에이, 다른 지연은. 이거 나 하라고? 어. 내가 뒤에 있으니까 텔레토비 같아. <laughs> 이제 그만. 아, 근데 얘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얘 진짜. 다 썼어요? 귀여워 미치겠네. <laughs> 용치용치다 썼습니까? 갈까요? 네. 갈까요? 네, 각자 어떤 팬분한테 이제 사인을 해줄지 자기만의 기준을 얘기하면 돼요. 어, 아, 저도 할게요. 어. 위아이로 삼행시 제일 잘 쓰신 분들 제가 해드립니다. 위아이 삼행시, 아, 오케이. 네. l e t 저, 저도 참여해도 되나요? 너 참여해. 위. 아, 아 위경. 아 위경. 아. 네. 아 아퍼. 이. 이제 그만. 오, 아. 어, 이렇게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네? 저 한 번 해도 돼요? 오케이 위! 위! 어 위아이즈야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다 어. 아, 아! 이렇게 아안돼안돼 아, 아 돼. 아, 아, 아 너무 사랑스러워 이 이거 안 주면 뽀뽀해준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바로 지금 <laughs> 그러니까 바로, 바로 사인 주자 바로 주는데 결정! 저는 색다르게 저 포함 우리 멤버들 단점을 써주세요 단점! 아, 단 짱대현 짱님께서 장대현 단점 내가 못 가짐 뭐날 가져. 마이 갓. 관점 김동완 기억력. <laughs> 이거 그냥 그냥 진짜인데? 우리 단점을 우리끼리 너 치면서 이게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저희끼리만 이야기하잖아요. <laughs> 아 이거 이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분 드릴라. 그분 아, 드릴라. 어, 드릴 어, 근데 루아이 분들이 저희의 단점을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너무 잘 알아. 잘했지 나 위자라 네. 아, 저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 오케이. 좋아요 위아이에 대한 주접을 한번 네, 지구와 반 접히게 한번 주접을 주접문 어. 네, 한번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약간 대현이 형한테 한번 주접문 해주죠 내가 80하면 이길 것 같은데 막상 하면 져 이게 안 돼. 그래 진짜 많 고발 아니야 그거는? 준서가 너무 이뻐서 펑펑 울다가 한강 만들었잖아. 그래서 한강이 생겼구나. wow. 낙동강은 혹시 나 때문인가? 아 이거 이거 봐요. 아무도 대답 안 해줘. <laughs>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네? 안 좋아하는 사람. 위아이 계란 사면 29개밖에 없다며 위아이에게 한계란 없어서. 아, 드립니다. 와, 너무 마음다 위아이에게 한 계란 없다. 와, 어, 뿌이뿌 위아이 어. 진심년임. 이거 진짜 뿌이뿌이뿌이야. 세 개. 어, 아, 우리 주접 한번더 하자. 펀치라인 주접 어때? 펀치라인 주접. 좋다. 이게 펀치라인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아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한 계란 한 계란 오 나왔다 바로 대현아 넌 4위야 우리 엄마 4위 와 잠깐만 오 누구셨어요 이름이? 어, 어 똑같은 거또 어, 장대현 발, 닦기 장대현 발 닦기? 발닦 <laughs> 이건 이렇게 드리고 아 바로 이거가 장대현 발닦 김준서는 유모차야 날 애태우니까 <laughs> 아, 진짜 잘하신다. 와 이거는 많이 진짜 제가 가사에 참고해야겠어요. 아니, 네. 솔직히 말하면 위아인 다 좋은데 하나 구멍이 있어. 황골. 나? 아, 황골. <laughs> 용아 그 와중에 구멍이 있으니까 나? <laughs> 나? 나? 아 황골. <laughs> 자 여러분 이번에 제작진 분들께서 저에게 간식을 쏜다고 하시는데 설마 지금 저건가? 설마 저건가? 저희 컨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언제 갔다 오셨어요? 어, 언제 갔다 나, 나도 몰랐어 우리 홈쇼핑 자 이거 내가 줄게 어 좋아요 어 이거 용아 거다 어내 거야? 오케이 <laughs> 오케이 딱 좋지 나 이거 음, 자 우리 아까 다들 이거 꾸몄었죠? 네네네 네, 네. 네. 자 이거 누구예요? 이거 석화 거 아니에요? 석화 뭐예요? 이거 석화 거 컨닝 방지 때문에 안 보여 네? 아, 하나씩 보여드려야 되나? 어 이거 동환이 형이에요 동환이, 동환이 형. 이에요어 잘했다 자 이거 어 그거 나다 그거 나다 이거 너야? 네, 저요 저요 네 저는 심플 리스 베스트 바비졸 뭐야? <laughs> 바비졸 아니고 바비졸 아니고 저는 아. 어 아, 미안합니다 바비졸 제가 지금, <laughs> 바비졸, 제가 지금 정면만 보여요 바비졸 라이브 뭐야 그다음 어. 이거 아이 돌아 아 아이 돌 라이 너 뭐해? 야, 아, 왜 이렇게 위험한 말을 이렇게 이상한 어, 야 아야, 아이돌 밑에 V 있어요, 여러분. 밑에 V 있어요. 야, 아이돌 밑에 V 있어요. 용하가 일본어 수업을해서 살짝 일본식 그 발음을 하는 거죠. 아이돌 라이브. 아이돌 라이브. 아이돌 라이브. 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밑에 약간 정답, 정답 기재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나 이거 너무 웃기게. 자. 야, 너무 웃기게. 이거 저 멤버 보호 차원에서 안 되겠습니다. 영화 얼굴, 보고 죽으려고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 괜찮아 약간 나 이거 너무 웃기게 자 여러분 이제 할 시간, 시간이 없어요 네, 자 네, 그럼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네. 도전 아레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갈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위아이의 공식 팬덤명 루아이가 공개된 날짜는 어? 잠깐만 나 이거 까먹었어 이걸 모르냐? 어?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냥, 아니, 그래, 얘기했었어 이거?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안 알려주시네 자 공개해주세요 자, 자. 11월 9일 정답입니다 와! 와! 와! 로아이 사랑해 야 잠깐만 팬분이 야 너 이렇게 하고 있지 마나 아이 도라이만 보인다 아 미안 아 죄송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 이거 네임펜으서안 젖는데 어떡하죠? 형그 뭐해 네임펜에서 어떻게 그거를 아 죄송해요 제가 루아이 그이 아니 네임펜으로 적어 그거아 이걸로 적어야지 이걸로 아니 저도 아, 아까 줬는데 그니까 이거를 잊기 싫어서 잊기 싫어서 새겨놓고 어, 싶어 맞아 루아이 사랑해 와우. 다음에 먹고 싶은 간식을 걸고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아, 바로 치킨 음. 가자. 바로 치킨 가식사하 가자, 식사. 치킨. 위아이의 요리왕은? 아, 이거는 우리 대표적으로 알- 려진 사람 생각해봅시다. 누구야? 누구예요? 누구야? <laughs> 두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명 가야 되잖아. 일단 김씨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료 <laughs> 아니구나. 어? 우리끼리 신동체야 되잖아. 면으로 가 밥으로 가. 잘 만드는 사람 아니, 밥으로 가요 밥으로 밥으로 가? 오케이 밥심이지 아 완전 리더십 있었어 wow. 반칙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 걸? 너 왜 그 사람 네? 썼어? 밥으로 준비됐어요? 밥으로 가져가면 이 사람이잖아. 아 그래? 밥으로 가면 이 사람 아니야? 아니, 얘가 면으로 가야. 안 한다고 그 뭐야? 아니, 아니 얘가 면으로 가요. 아니 너네 요리를 잘하 사람이 밥 아니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 막으라고 사장님 저기요 정답을 공개해야지 아니 아 일단 네. 듭시다 네, 아, 하나 둘셋 동환 형이지 동환이잖아 아. 밥으로 가면 동환 형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 준서가 맨날 파스타 만든다. 그 내가 파스타. 그러니까 내가 내가 설명한 게 파스타 자주 만드니까 면으로 요리 잘하는 사람 준서하고 아. 한식으로 해서 동환이 한 거야. 동환이 순두 열려면 얼마만 맞아 그러니까 난내 생각이지. 근데 공식적으로 그래. 공식 면 나고 공식 밥. 야 그래 요리 잘하는 사람인데 그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어쩔 수 어쩔 수 어쩔 수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 치킨 못 얻었어 아니 치킨을 못 얻으면 어떡하지? 이건 좀 큰일이다 됐어 이제 다들 다들 주의하고 치킨으로 한 판 더 합시다 <laughs> 너무 자신감 있었다 아 나 억울해 <laughs> 너 준서 적었어? 둘이 준서 적었어 너는 왜 준서 적었을까? <laughs> 너는 왜 준서 적었을까? 어? 이걸 방금 나 나한테 그 화낼라 그랬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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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심장을 태워 널 미치게 하고 싶어 B.R.G 여긴 백화이 모두 다 같이 뱅뱅뱅 네. Bang bang bang Let's go Hey 빵야 빵야 빵야 오른쪽부터. Ready? Alright. Everything that I learn. 아 영어는 몰라. <laughs> Let's go 아 여러분들 루아이 분들께서 댓글로 미아이 음주 측정 하실게요. 아니 아닙니다. 와우. 와우. 아직 오해 오해 아직 안 하셔도 돼요. 텐션이 wow. 춤추네. 아 그건 뭐지 나 몰라. 자 일단 해봐봐요. 몰라. 그건. 참잘했어요 100점 만점 주고 가 눈을 자탈과나 왜됐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도도와 그때가 달래나 왜됐어 주디만이 홀홀홀 스르륵 스르륵 스르륵 넘넘넘 녹아든다 버버스 버버스 넘넘넘 아직 바르르 바르르 바르르 바또또또또 따라 따라 하고 봐 내도 생일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자, 어, 너무 높은 거? 없는 거야 너 그렇게 내와줄수 없겠니 이제라도 나를 잊어야 해 그런 모습 쉽진 않겠지만 아이 날 기다리는 난 너를 <laughs> 난 너를 <laughs> 차라리 나를 미워해 아워해아워해워해워해 아, 나는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은 거야? 나라도 괜찮은 거야. 라이브 편집 안 돼. 괜찮아. 편집 안 돼. 그럼 루아이한테 못본척 해달라 하자. 못본척 해주세요. 못본척 해주세요. 네. 야, 너 취했니? 팀 우승팀은 96.5점으로 앞줄 팀. 와!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소원을 한 가지 어. 멤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와, 소원. 저희는 또 연습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영양 보충을 위해 남은 거 다 가져가기? 아 오늘 저희가 몇 개 좀 망가뜨린 것 같은데 눈 감아주시 <laughs> 눈 감아주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어지지가 않네. 아, 죄송하 말이죠. 어, 코로나가 얼른 종식돼서 우리 비아이가 아, 어, 코로나가 얼른 종식돼서 우리 비아이가 아, 야, 아니 그 알아 제작진 분들이 이런 식으로 소원해야지. 아니 왜? 어, 나 이거 소원하려 그랬지. 아라 TV는 어, 아이돌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안녕. 아모르 파티. 파티. 앞머리를 빠지 앞머리를 빠지 말을 뭐했어 항상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